가족이 10만 명이 됐어요 아 이거 요즘에 유튜브 볼 것도 없고 진짜 심심해 죽겠네 응? 이건 뭐지? 쿠키 커플? 이 구독을 눌러 말어 눌러 임마 뭐야? 눌러 임마 누구세요? 헤이 hey, 머드들 안녕 내가 누구지 아니 뭐. 아침코. 쿠리코 빨리 일어나봐 쿠리코. 자기. 응? 아가리 빨았어? 아직. 아씨. 쿠리코 우리 10만 명이야. 10만 명? 10만 명. 10만 명? 이 영상을 올린 후 9만 명이 되었다는 조낸 쌈발적인 이야기. 그흐 기히 몬스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키카브레 네, 그 크리코입니다. 김영식입니다. 아우.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이! 저희가 그 기념으로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8월 8일 오후 8시. に再生します 私진짜前から10万人になったら진짜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なります。あ知ってる 何ヌードショ 오! 야 진짜 나 누드 실험 하나したいかったんで. 진짜로. 나 진짜 누드, 나 누드 실험 하나したいかったんで. 本当10万人구독자になんかこれ話したいことがある。 私たちの最初中億から始まったじゃないですか、うんでもこれが10万人まで来てでみんなからもこれやってとか相談が来た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持たせてもらってるから、 음. 本当にクドクチャの皆さんに支えられてここまで来たなっていう感謝しかない 혼또. 確かに. 김효진 씨는? 저는 사실 뭐 아데이다치가 펜슈모 솔직히 매치 아마추어 독학도 돼. 뭐 사이킨 카메라 뭐 같다 해도 이마마데 개떼대와 똑같아 그냥 뒀대 뭐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로 진짜 뭔가 みんなに支えられて感謝の気持ちを伝えたいなって思うのでたくさん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取れるライブにしたいなと그러요 얼마 전에 천일 라이브를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빨리 또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음. 행복하고 해피하고 우리 시하고 시아왔습니다 8월 <laughs> 8일 8시 만나요!